감사합니다. Let's go. thank God above. Love, passion, love. Thank you to the Television Academy. And thank you. Thank you to Netflix.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, 가족,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